hi hi hi Apex 요정 발짱입니다 이번 11월 6일 패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봤습니다. 먼저 buff 소식입니다. G7 Scout의 탄약 보유량 및 headshot 배수 증가! nerf 소식입니다. Triple Take의 headshot 배수 감소! 이바에이 사건 데미지 감소! 자세한 이야기! 첫 번째, G7 Scout의 buff 소식입니다. 저번 시즌 보급무기였던 Triple Take가 이번 시즌에 필드로 내려오고 Scout가 그 빈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Double Tap Trigger parts가 장착된 상태라기에 기대를 했던 저였지만 장전된 탄약수 20발과 보유 탄약 80발? 얼마 쏘지도 않았는데 벌써 탄이 없어! 하며 Scout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아준 것일까요? 탄약 보유량이 140발로 늘어났고 headshot 배수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Triple Take의 nerf 소식입니다. Triple Take의 headshot 배수는 원래 2배였지만 1.75배로 감소했습니다. 10시즌에서 보급 무기로 활약하던 Triple Take가 11시즌에서 필드 drop 무기로 전환되며 유저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에서 필드로 내려오면서 정밀 choke 충전 시간만 늘어나고 damage 조절은 없었다? 완전 꿀이었죠. 새로운 map인 Storm Point에서는 중장거리 교전이 자주 일어나는 넓은 map인지라 marksman 및 sniper 무기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몇몇 유저들 사이에서 Triple Take는 shotgun이에요 라는 소리를 듣고 있을 정도로 Triple Take는 중장거리 교전뿐만 아니라 근거리 교전에서도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Triple Take의 headshot 배수가 감소하면서 이전보다 필드의 무기 다워졌습니다. 세 번째, 이바의 샷건의 너프 소식입니다. 이바의 샷건의 펠리땅 데미지가 7에서 6으로 감소했는데요. 이바의 샷건은 마스티프, 피스키퍼와는 다른 빠른 발사속도와 준수한 damage로 많은 shotgun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었죠. 저 또한 EVA-8을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패치는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Peacekeeper는 쏘기 어렵고 Mastiff는 발사 속도랑 장전 속도가 느린데 EVA-8까지 나를 떠나면 이제는 Mozambique뿐인 건가? 아니요, 우리에겐 달라진 Peacekeeper와 Mastiff가 있습니다. 더 커진 투사체의 Peacekeeper, Dual Shell과 함께하는 Mastiff. 물론 EVA-8과 계속 함께하셔도 좋지만 달라진 Peacekeeper와 Mastiff에게도 여러분과 함께 전장을 누빌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부가 패치 사항입니다. 제작기에서 아, Dual Shell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Double Tap. Trigger를 삭제! map 곳곳에 존재하던 죽음의 구렁텅이 삭제! 만약 발견하면 캡처나 녹화를 해서 트위터 로드니 리스에게 제보해주세요. 사격 훈련장에서의 3인칭 Easter egg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Apex 요정 달짱이었습니다. bye bye bye.